Okay. 떨어져 여기 진짜 따뜻하고 먹지 처방해 준 거니까 아 됐다 다 먹었다 어디 봐 아이고 아프긴 어디 봐 아이고 다 먹었네 ライブだもんね。